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 Oh. 음.

먹어 그 음. ぞ。ぞい Oh. Oh. 콩, 콩, 콩. 하. 으? 으? 음, 어, 음, 어, 어, 어, 어, 어, como